两只老虎，两只老虎，跑得快，跑得快。一只没有耳朵，一只没有尾巴，真奇怪，真奇怪。 아, 플라밍고. 이거 어디서 샀더라? 이거, 태양인거 뭐 저 하바이 아니 아닌데 뭐 어디서 샀는데 아 태영이 맞아 태영이 태영이가 준거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저지저 호석이 형 플라밍고 하나 뽑아드리고 뽑아주고 싶어요. 호석이 형좋아해 빨리 왔네 지금 빨리 왔네. 음, 음, 음. 와. 미쳤다 이거 왜 이렇게 귀엽냐? 이거 사격 해가지고 <laughs> 와 대박이다 봐봐 <laughs> 야 이거 봐봐 와 이거 진짜 귀여워 20유로나 주고 뽑은 거야 아 진짜로? 야, 뭐. 와 대박이다 야 이거 진짜 나 바로 작업실에 줄게 nói luôn đi em ơi Tôi nói nói khi anh hay đồ trong anh như Superman 하나 뽑아드리고 뽑아주고 싶어요. 절티 포인트. 절티 포인트. 오케이. 문석이 형 줘야겠다. 문석이 형이 플라밍고를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와 진짜 나 이거 왜 귀엽냐? 와 대박이다 봐봐 야 이거 봐봐 와 이거 진짜 귀여워 이거 20m나 야 진짜로? 와 대박이야 야 이거 진짜 나 바로 cô đừng nhỏ Ê baby em đừng lo Em nói em thích con thỏ ok Đây đó anh bắt dùm cho Không cần hỏi không cần tò mò Chỉ cần biết anh thích em từ nhỏ Không biết chuyện ta bằng từ gì Nhưng trước giờ anh chưa nói Tôi chuẩn bị từ máy tính bóc tên là gì tôi tên là tao tao ký fan hai em chơi chơi kẹp ba hai em thấy so to speak. Pussy, you sour. Never giving credit where it's due, cause he don't like pussy in power. Venom. bên em anh chân trời vơi bầu trời kia rộng lớn như hôm nay She does not Em sẽ không ở nơi này Anh biết phải đàn trói đây 형 플라밍고 하나 뽑아드리고 뽑아주고 싶어요. 구석이 형이 플라밍고를 본 적이 없다고 했 I've been reading books of old, the legendary myths, Hercules. Sugar you get so fly. Judy, so damn. Back it up. 귀엽지 않아요? 오야 어, 귀엽다 귀엽다 이거 하나 살까? 아야 돈이 없는데 와와와 정국아 정국아 정국아 어? 나형 10원 하나 사주면 39달러 39달러 Sunday.